예고편이 떴습니다! 36화 본편은 위쪽 링크에서 37화 예고편은 바로 지금! 화면아 거절하야! 큰일 났어! 멜로디에게 도전장이 날아왔어! 도전장? 꼬질꼬질 멜로디에게 그간 활약은 잘 보고 있었다 꼬질꼬질 멜로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된 것 같더군 새로운 변화? 그 성격 나쁜 파란머리를 대신할 특별한 멤버를 추천해주지 설마 바로 바로 깜찍 활활 요정같이 귀여운 윤세아 37화 정행무진 세아의 대모험 시아의 미니 버전을 기대해주세요 안돼 와우 처음엔 멜로디에게 도전장이 왔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알고 보니 시아의 동생 세아가 쓴 거였나봐요 그나저나 <laughs> 성격 나쁜 파란머리라니 하하 시아 동생도 참 재밌는 아이 같죠? 우리 멜로디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시아를 대신할 멤버로 추천한 걸 보면 세아도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겠죠? 시아처럼 춤을 정말 잘 춘다거나 그럼 어디 37화에서 확인해 볼까요? 내일 올라갈 37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